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쿠니입니다. 오늘은 주말 아침이거든요. 토요일 아침인데 저희 집 근처에 farmers market이라고 해서 주말 아침에 열리는 마켓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 어, 마침 또 집에 빵도 다 떨어졌고 얼른 나가서 마켓에서 장 봐서 아침 만들어 먹으려고 어, 마켓 가는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음, 가방 들어줘. 이거 흙바깥으로 마스크는 필수 캐롤한다 캐롤 소리가 들린다 크리스마스 장식도 팔아 I mean, they look particularly good today as well. <laughs> really? so it's a good, good day to take pictures. Uh, yeah. Um, we have back. Is that everything? Yes. Yeah, seven pounds, please. 한 조각만 먹고 볼까? 먹는다면 뭐 먹고 싶어? 나한테 묻는다면은 Alright. thank you very much. Yes. 우리 지금 7파운드에 이거 뭐냐 케이크 4파운드에 벌써 벌써 11파운드를 줬어? 다음은 계란 Sorry Hiya Hello. Hiya Hi. Um, can we get two boxes of Two um, large? Yes Oh, do you have large? 아니면 Do you want medium? Can I this see one the size? Yeah. Hmm They're quite a bit smaller. Yeah. One dozen One dozen means 12 x right? Yes. Yeah. 음, 이걸로 해볼까? 예, This one please then? Yeah, 12 large? Yes. There we go. Yeah. Thank you And very paying by much. card, please. Do you want a bag? Uh, no, thank you. No, you're all right. Yeah. That's £3.30 then, my love. Thank you. All right. Thank you so much. Thank, Thank you, you. very Merry much. Have a Christmas. lovely Christmas. Yeah. Merry You Christmas. too. Merry Christmas. Yeah. 저희는 지금 저녁을 다 먹었고 이제 후식을 꺼내왔는데 아까 아침에 마켓 가서 당근 케이크를 한 조각 사왔어요.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거 진짜 <laughs> 조금 바꿔서 약간 열받았는데 요만한 케이크 한 조각에 4.5파운드인 거예요. 4.5파운드면 얼마죠, 오빠? 4.5파운드? 한, 한7 정도 되지? 약간 7천원덜 되지? 거의 7천원 요거가 어디 한 번 얼마나 어, 어떻게 만들었길래 먹어보겠습니다. 아 치즈네 이거? 아, 음, 안 달아. 아, 이미 제대로다. 맛있긴 하네. 음, 맛있긴 맛있네. 막 엄청 달단 달기만한 그런 케이크가 아니네. 다행이네. 근데 영국에서 먹어본 케이크 중에 제일 안 달아. 당근 케이킹 중에서 음. 이게 치즈 거지? 음, 좋은 재료로 썼나? 그래서 비싼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엄청 띡한 크림인 거야 보통은 얘가 사각사각하는 그 슈거 뭐잖아 얘는 지금 엄청 띡한 크림인 거지 그렇네 음. 아 맛있긴 맛있네요 아, 저 매달려 있는 사람들 좀 봐. <laughs> 귀여워. 돌아가고 있어. 엉덩 <laughs> 아, 뭐 반짝이야. 아, 오늘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치? 어 조금 아니야 COVID COVID 검사했어 아, 아, 그거는 괜 음성이었어 근데 아 약간 사람들이 이제 계속 들어 입장 말고 입장한테 자, 한별씨 기분이 어떠신가요? 봐요 들어가 한별이 먼저 들어가 얼른 가 얼른 가 <laughs> 내려 내려 가자 가자 재밌었다 아 재밌다 어질거려 <laughs>